됐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홍사운드님이 보아도 홍사운드님 잘생긴 뿜뿜인가요? 아 저는 사실 제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이 고원 정색을 사러 동네에 있는 GS 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여학생분들이 계셨던 거지 어? 어 혹시 어 혹시 홍사운드 홍사운드 맞아요? 이러니까 어네 맞아요 사실 한번 같이 찍으실까요? 그러니까 아네 좋아요 이러면서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나? 여운이도 참나요? 삼각전 어, 주먹밥인가? 김밥, 삼각김밥 그래서 여기는 참치랑 옥수수가 들어가 있대 옥수수 다 맛있습니다 옥수수 이따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? 참치 비빔 비빔 참치 마요네즈 이제 물을 한번 끓이고 있죠 뭐뜬 뜨드든 뜬 뜨드드드드드든 아 나도 그 춤 한번 연습해볼까? 그 콩물놀이 하는 줄 알았다고요? 멍멍이가 밥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고요? <laughs> 개 같다는 건가요 지금? 이게 고원정식의 오리지널이 불막창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막창 하나랑 안주야 얘는 어느 마트나 가도 구할 수 있잖아요 둘 다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아 지금 고원 정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라는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고원이라는 분이 만드신 정식입니다 GS에서 판매하는 오늘의 포차 불막창과 아 뭐야 콕콕 콕 치즈볶이 참치마요 김밥을 같이 먹어주면 되는 거죠 와 치즈향 장난 아닌데요? 와우 그 감자튀김에 뿌리는 그 seasoning 있잖아요 딱 그 냄새네 국물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은데요? 안 녹아요 근데 대신 맛있겠다 엄청 꾸덕한 느낌인데요? 제대로 오늘을 위해 특별히 구매한 아 얘는 국물이 많구나 어 국물을 좀 따라내자 와 불향 장난 아니다 이게 비주얼의 차이가 확실하네 얘는 국물이 별로 없고 GS는 국물이 많고 이야 맛있네 아 막창이 진짜 맛있는데요? 아, 얘 국물이 많아서 밥 볶아 먹어도 되겠어요 진짜 약간 달달한 떡볶이 먹는 그런 느낌의 매콤한 막창입니다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다른 요리입니다 완전 달라요 얘는 따로 놀아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얘는 잘 어울려요 조화로워야 삼각김밥 아니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? 음. 맛있죠? 와 근데 이거 먹으니까 맥주 한잔 하면 딱 어제 설거지 하다 맥주 컵을 하나 깨먹어가지고 마침 이걸 사면 이걸 주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짠 어, 뭐 나쁘지 않아요 어,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양념이 센 거랑 먹고 있는데 뭐 citrus 향이라고 하나? 그게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얘 혼자 따로 먹어야 좀 종달새아님 2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홍! 10번도 내줄 수 있지 형님 공부 자극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안 해도 돼요 공부는 그냥 다른 거 뭔가 끌리는 거 하세요 부모님이 당장 홍사운드 그만 보라고 하시겠는데 아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게 지금 한참 이 두뇌가 막 학습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유튜버로 성공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학창시절 때 잘하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뭐 뭐 내가 지구과학 알아가지고 아이고 아까 방에서 듣는데 자기 너무 혼자 꼰대처럼 <laughs> 떠들고 있다 내가 언제 꼰대처럼 얘기했죠? 아니 다 먹은 빙그레 앞에 두고 아. 떠들겠다 깡 알죠? 아까 깡춤 엄청 많이 췄는데 또 한번 보여드릴까? 깡 춤 췄다고 여보가? 진짜야 미어 얼굴은 안 나와 몸만 나와 뜨뜨뜨뜨뜨뜨뜨뜨 아, 하지마 아, 미안 안 벗는 한다고요 올라프나 해줘 올라프 해줄까요? 어. 올라프는 진짜 귀여워 아 올라프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의 무기야 죄송하대요 음. <laughs>